스테이 네. 있는 거죠? 옛날부터 네. 어, 그래 기월드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뭐 눌러주시고 아. 어. 네. 멀리 가쉽네요 네, 그런 때는 아니 제가 안 만지더라도 항상 누군가 와서 만지려고